아우야 아우야 아우야 <laughs> 왜안 먹어 왜안 먹으세요 아우야 <laughs> 이리 와 이리 와 아우야 <laughs> 누나랑 있어 우리 아오는 입맛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살만 찌지? 아오야, 아오야. 이리 와. 아오야, 아오야. 아오야, 아오야, 아오야, 아오. 이리 와. 아오 아오 아오야 아오 아오 아오야 간식 줄게 아오야 아오 아오 뭘 먹어야 좋아할까? 야키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사람 어디로 가나 그래서 아홉 아홉 이리 와 아홉 아오야 아오 아오야 아오 <laughs> 아오 나오는 이거밖에 안 좋아하지? 어, 여기가 수직 간식을 좋아해 살이 찌나봐. Yeah. Doom. 됐어요 됐어요